바리 사이파 사람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 예수님께서 자기네만 보는줄 믿고 남을 법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습니다. 내가 명색이 파리스파인데 이쯤에서 기도해야겠군 그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란듯이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은탐하지 않을 뿐더러 일주일 두 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. 이렇게 기도하였지요.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. 내 어찌 감히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겠는가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그 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요. 잘 들으세요.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습니다.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입니다. 내 얘긴가? 응, 전에 얘기했어. 네 얘기 맞아.